뿌리지 말아야 돼, 내가. 놀랬어. 음, 근데 이게 거풀로 끊어가 참, 아빠. 아, 그러는 거야? 이거 뭐 생선이야. 안 먹어봤어. 응. 응, 먹어. 뭐라? 어. 이거 안 먹으면 먹을 사람, <laughs> 먹을 애들 많아. 뭐라? 그것도 안 먹어? 응. 응? 왜 안 먹어? 응? 그거 아니야? 너 이거 그럼 소리 줄 거야. 응. 야, 방울아. 먹어. line best.